저는 오늘 악생의 망 MT를 갑니다. 현재 시각 아침 8시 37분입니다. 아, 너무 사 먹어 먹어. 왜 먹질 못해? 어, 진짜 닦아주고. 아,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거면 끝이에요. <laughs> 야, 유- 야 은영아 마다하지 말고 좀 먹어라 형님. <laughs> 왜안 먹어? 불만이 많네. 어디 왔죠 저희가? 저희가 여기 어디예요? 중앙시장이에요. 네 동해 동쪽 바다 중앙시장을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솔직히 아, 마시고요. 홍, 홍TV 최다 출연을 노리는 <laughs> 잘구나 잘생긴 아, 거지. 선 뺐구나래. 차이요? 꺼져. 아, 이거 어디 예쁘다. 이게 뭐가 있구냐? 꺼져. <laughs> 우리 또 나한테 싫어해. <laughs> 찍지 마, 찍지 마요. 에이, <laughs> 찍으면 안 되는데 이거. 홍나영의 브이로그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 야야 영상만 보고 칠 거면 댓글이라도 남겨. 아, 먹어. 또 짜증내네. 아유 그게 깜깜해. 아유 왜 이게? 미랑 손을탄 적이 있었어. 수항에서 탔었지. 아이고 뭐가 이게 <laughs> 진짜 여기 보여줘야 돼. 영화에만 나올 것 같아. 그니까요. 차원 예쁜 해가지 담배 음. 영화. 차 음. 집이 굉장히. 아, 미쳤습니다. 미쳤어요. 미쳤어요. <laughs> 할니 선물 드리려고 뭐로? 이거 이거 하고 아이고 언니. 아유 그러면 저희 뭐 너무 막 민폐 끼치는 거 아니죠? 민- 아, 민폐 끼치는 거 아니냐 와가지고 그러니까. <laughs> 아이고 가자 가. <laughs> 아, 바보 새끼야! 아, 다시 찍어 먹어. <laughs> 좋아, 말씀? 의 말썽이라고. 제가 만든.